이리 와. 왜 그러지? 왜 그래? 페퍼가 갖고 와. 페퍼가 갖고 와요. 할수 있어? 하이가 해. 하이가 가져. 가져. 브랜디, 브랜디. 해 그럼 페퍼가 해 페퍼가 해봐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페퍼가 해 하이 하죠 가져와 왜 여기서 해야 돼? 앞에서 해야지 있어 조금만 빼고 다 하고 있어 <laughs> 해봐 해봐 여기를 열어 저요. 저요. 오 잘했어 아이 일로 와 옳지 어, 옳지 여기 옳지 어,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페페 갖고 와봐 여기 여기 옳지 올라 여기 여기 오, 옳지 옳지 골라보세요 어이구 어 역시 ブレンディー、ペッー、はい。君さん 多いし 발에 힘준대